children 3시 예약인데 엄청 빨리 와가지고 기다리고 있어. 옆방에서 난리 났어, 지금. 나도 하고 싶다. 나도 모메이드 입을 거야. TMI. <laughs> 우리 뒷모습이 좀 보이나? 보이니? 하늘에 나오나? 나와? 네, 나와요. 머리 자라. 나오지 예쁘게. 이런, 이런 스타일을 내가 처음 입어가지고 드레스 입을 때나 이렇게 해보지 언제 해보겠어 솔직히 말해서 되게 예쁘네요 팀장님께서 특별히 신경 쓰셔가지고 해주셨는데 귀 뒤에 다 삐져나오고 아니 이런 식으로 좋더라 비즈 엄청 어려워 오 여, 여신이다 여신 예예 예. 예, 예. 너무 예쁘다

사진을 몇 장이나 몇 장이나 찍은 거야? 300장? 어우 대단한 아이들. 진짜 많다 사진. 응. 오 너무 이쁘다. 응, 그런 거 있다. 그치. 응. 확실히 되게 앉아있을 때 그냥 앉아있는 컷이 진짜 이쁘더라고 어 이게 약간 퍼져있는 느낌 이 압도하는 아, 분위기가 있어 음 아주 많아 음. 알차겠다 이것도 너무 예뻤어 음, 이렇게 이 월계수 밴드랑 헤어밴드랑 이 이어링이랑 너무 잘 어울리지 맞아 맞아 고생했다 정말 집으로 갑니다 <laughs> 배고파 죽겠어 어, 맛있는거 먹자 그러니까 기대돼 언니가 맛있다 음. <gasps> 눈 오는 거야? 뭐야? 어 눈이야? 눈이야? 대박 대박 어눈 뭐야? 뭐야? 눈 결정체 좀봐 아, 이게 굵어? 저게 굵어? 어머 나 민들레 신 줄 알았어 어 나 진짜 잘못 본 줄알았다아 밖에 눈